따로 대고 는 거예요? 아니 이 아니요 그냥 이거 소 이것도 시는 거 갖다 드리는데 그리고 일단 불판이야 전파 파는 거야 요즘은 저번에 요즘은 나이가 먹으니까